좀만 더 빨리 가세요 이렇게 공을 들여서 찍는다. 예. 이 정도 해야 불러간다. 신상 털기, 아. 신상 털기 하고 <laughs> 수식이님이랑 같이 이제 만나서 아 이번에 새 차 나왔는데 이거 차의 성능이 뭔지 서로 이제 이런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차량 홍보를 하는 거예요.